아 조보아씨 제발요 조보아씨 조보아씨 무서워요 아 조보아씨 데미지 어떡할 거예요 진짜 조보아씨? 아니 조보아씨? 데미지 뭐야 나 기온초 맞았냐? 나 기온초 맞았어? 뭐야 이거 어떻게 이겼어?